안녕하세요 여러분 닐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닐라입니다 6월 8일 UNF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 46분인데 4시 5시까지는 그 잠실 운동장에 가야 해서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. 건조해요. 그리고 살을 뺀다고 했었잖아요. UMF 대비해서 7일 동안 살을 뺀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. 좀 먹고 어, 제가 그동안 많이 먹어온 짬밥이 있는지 한동안 먹어놓은 짬밥이 있어서 그 먹는 거를 급하게 못 줄이겠더라고요. 그래도 한 0.1kg 뭐 정도는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열심히 먹으면 도로 찔 거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는 뭐 말을 못하겠어요. 지금 머리랑 의상을 입고 왔어요. 목걸이는 4에버 21에서 샀던 목걸이고요. 위에는 그냥 브라탑을 입었는데 이런 느낌의 브라탑에다가 기본 셔츠를 입었어요. 이렇게 입고 갈 건데 셔츠 입으려고요. 이렇게 입고 갈 거랍니다. 잠실까지 가기가 조금 그럴 뿐이지 잠실에 도착하면은 저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입고 오길 거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창피함은 무릅쓰고 가도록 할게요. 어차피 놀 때나 이런 식으로 놀고 집에 올 때는 이거 입고 오면 되니까 원래는 그냥 아디다스 그때 보여드렸던 거 입으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브라렛이 훨씬 더 놀기 좋고 섹시해 보여서 이거 입고 놀려고 해요 저는 이제 준비를 다 끝냈고요. 나가야 돼요. 챙겨야 되는데 아 이건 너무 지금은 버스 타러 가야 되니까 잠가야지 가방은 그냥 이거 챙기려고요 이거 이게 뭐죠 이거? 카메라 가방 신분증, 교통카드, 결제카드 뭐 파우더랑요 파운데이션, 아이라이너 내 입술 세 가지만 챙길 거예요. 가방은 그냥 이렇게 메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놓을 건데 안 불편하겠지? 이런 느낌 놀 때는 이 셔츠 벗을 거고요 신발을 빼고 갈까? 아씨 고민되네. 저는 놀고 올게요. 안녕! 이제 갈 거예요 안녕 안녕 제드 공항만 보고 발이 터질 것 같아서 집에 갈 거예요 몇 시인가요? 지금 10시 다 돼가지 않아? 둘 다 레이웨즈 신고 와가지고 발이 해. 네. 찢어질 것 같아 이거 신었는데도 바라봐 그니까 내년에는 운동화 신어야지 내년 이거 맞으면 좋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 그거 야광 야광 어나 이번에 그 약간 꽃, 꽃목걸이 한 해처럼 하고 그래. 어, 예쁘더라. 화반, 화반.